덕분입니다. 여러분 긴 잠에서 깨어나서 잠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여러분의 숨쉬는 소리는 어쩜 그렇게 다 다르고 다양하신가요? 매력적인가요? 자, 먼저 무한대 우주를 떠올려 봅시다. 아주 아름다운 우주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그 속에 아름다운 지구를 떠올려 봅시다. 이제 그 속에 다양한 나라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 수없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 한 사람의 귀와 눈과 생각을 떠올려 봅시다. 한 사람의 영혼은 80억 년간의 전생 동안 생과 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과 생각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고 떠올려 봅시다.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인 사랑과 자비 등을 깨달았다고 떠올려 봅시다. 혼자 깨닫기만 하는 것은 우주의 먼지와도 같다며 행동하며 실천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 사람은 소인일까요? 대인일까요? 철인일까요? 도인일까요?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들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석가모니님이 있습니다. 성인 위의 진인은 예로부터 전해오길 메시아나 미륵을 일컫습니다. 진인 위에는 신이 직접 화신으로 하강하신 신인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백천만급 난조우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천만급의 시간이 흘러도 만나기 어렵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와 인연이 있어 만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바로 백천만급 난조인데 요즘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인을 만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겁겁만급 난조알이라고 합니다. 겁겁만급의 시간이 흘러도 아련하기 어렵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겁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재밌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겁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을 말하며 두 가지 비유로 예를 들면 일겁은 둘레 사방 40리 되는 바위 위에 100년마다 한 번씩 하늘에 선녀가 내려와 그 위에서 춤을 추는데 그때 선녀의 얇은 옷으로 스쳐서 그 바위가 다 달아 없어져도 일겁이 안 됩니다. 또 비유하자면 사방 40리나 되는 성 안에 겨자씨를 가득 채우고 100년마다 하늘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한 알씩 물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질 때까지 시간이 흘러도 일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인님을 만날 확률은 겁겁만겁 난조알이라고 하는데 역사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실수를 범해왔습니다. 일부 소인이 신인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신인에 대해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왜 소인답지 못하냐고 일부 대인이 신인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신인에 대해서 듣고 보고 깨달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왜 대인답지 못하냐고 일부 철인이 신인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신인에 대해서 듣고 보고 깨달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왜 철인답지 못하냐고 일부 도인이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왜 도인답지 못하냐고. 여러분, 신인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신인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행동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신인님은 하늘궁에 계십니다. 세계 2차 대전 종말과 남북전쟁 시점 그리고 인류를 종말로 내몰 수도 있는 핵이 개발된 시기인 1950년 말 그대로 천신하강하셔서 머지않아 전쟁, 기아, 환경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계 평화, 연합국 통일을 이루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그리고 진정으로 바라는 꿈들이 바로 신이님이 베푸시고 이루실 것들입니다. Mark my words. 하늘궁 주소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입니다. Right now.